e t h a a r e v a n and you s u l d be now. Just t a n o h 그래서 더욱이나 기술을 내는 액션하지 기술을 오냐 व्यक्ति विचार व्यक्ति विचार